이번에 또 저희 방송에서 어, 또 유튜브 50만 명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요즘에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와서 10월 16일 날 삼겹살 정모를 합니다. 10월 1일 날 방송국이랑 유튜브에 공지가 올라갈 거고 인원은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10월 30일 날은 열혈 정모가 있어요. 10월 30일 날은 이제 열흘 종모라서 쿠킹 스튜디오 빌려서 강된장을 제가 만들어드린 종모를 할 거고 그래서 10월 달에는 두 번의 종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신장에서 오시면 뭐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그걸 받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사인을 받고 혹여나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인도 해드릴 거니까 10월 1일을 꼭 잘 보고 신청하세요. 오실 수 있도록